두르고 짝짝 전부 짝짝해 짝짝해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잠시만 자 6, 7, 8 1, 2, 차 네. 다리고 전부 짝짝해 짝짝이 다리고 1 2, 3 원, 투, 쓰리, 짝착 오고, 짝짝. 그 여기서 어떤 답장에, 답장에, 답장에. 그럼 끝이세요. 네, 이제 이렇게 이렇게인가? 디디 디디 디디 디디 디디 자 자. 오케이. 아니하세요 네. 노래 한번 들어주세요. 아 노래 나오죠? 다들 생각하고 있어. <laughs> 오케이 알겠죠? 대충 어, 어떤 느낌인지?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니다 <laughs> 왜요 왜? 왜? <laughs> 아. 앞에 걸 봐봐 앞에 걸 어떻게 자를 수 있는 이거 음. 음.